여기 처음 해봤을 때는 사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건물 진짜 예쁘게 잘 지었네요 원래 박물관 들어갈 때는 티켓을 구매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이거 타이페이 펌패스 클래식 카드를 샀거든요 물어보니까 그냥 카드 스캔하고 들어가면 된다고 해가지고 덕분에 시간을 좀 절약할 것 같습니다 어, 하나 하나네요 예. 어디로 예. 가야 는요어 네. 한국어 네 한국어 신분증 하나 여기 맡겨야 해요 아 신분증이요? 네 아니면 이런 정시문 본거 있어요 네 보고 싶은 정시문은 여기 키보드 네. 하어 어, It's okay? It's okay Okay uh... Okay 이제 끝나고 나가는 길입니다 다 보는데 한 2시간 걸렸던 것 같은데요 확실히 유무들이 <laughs> 진짜 많아가지고 볼맛이 났어요 지금 가는 곳은 신원에 있는 목창국수집입니다 파도 주위에서 추천을 많이 해가지고 한번 가보기로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대박 와 어? 라지 사이즈 오케이 예어 아, 노노노노노노노 예아 自嘲了。 와 진짜 덥네 5층을 통해서 입장할 수 있는 것 같나요? 역시 랜드마크라 그런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<laughs> 지금 이렇게 줄 서서 입장 기다리고 있는데 느낌이 한국 롯데 월드타워 다시 온 것 같아요 겨우 티켓을 구했습니다

九十了，八十九的，八十九的，三十七嘛。 이곳이 타이베이 일본의 전망대입니다. 여기서 이렇게 타이베이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. 那边看这个灯光，这个车子灯光、房子灯光，对不对？还有就是里面发出来的灯光、散发出来的灯光，美不美？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. 이야 여기가 진짜네 아 여기를 너무 늦게 왔어 아이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습니다 와 이거 이렇게 보니까 그 예전에 KBS 마스코트 같은데 화물용 엘리베이터 같은데 오.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여기 타이베이 101 와서 야경 구경하는 거는 진짜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요 강추합니다